넌 런너님들 안녕하세요 지코입니다 네 테런의 지코의 캐릭터가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OST로 선정이 되었죠 너는 나, 나는 너 의상을 입고 여러분과 신나게 달릴 예정입니다 탐나지 않나요? 네, 제 캐릭터와 의상을 직접 구매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제가 사인한 사인 CD를 드릴 거예요. 그럼 저 지코의 캐릭터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코와 함께 한 번더 테러에서 달려봅시다. 지금까지 지코였습니다. 안녕! s t a g Peace